치는 것을 한번 어, 보도록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착용. Gracias. 공간치기까지 예, 배워보셨습니다. 공간치기는 어, 적은 어, 협소한 공간에서도 어, 여러분들께서 죽도를 운영을 하면서 손의 자극을